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요즘 이렇게 맨날 하고 다니는 이런 봉고데기를 사용해서 5분 안에 끝내는 이 자연스러운 뒷머리 웨이브 그리고 저의 요 거지존에 있는 앞머리를 넘기는 방법까지 엄청 빠르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타월 드라이를 마친 상태에서 약간 축축해진 상태에서 저는 트리트먼트를 발라주고 드라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이런 세럼을 썼을 때는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바로 고데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다 써가지고 요즘 쓰는 건 이건데 이거는 트리트먼트여가지고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라줘야 돼요. 이 정도? 저는 사실 머리가 엄청 엄청 순상모에다가 머리도 엄청 가늘고 숱이 적은 편이라서 좀 많이 발라줍니다. 잘 퍼질 수 있게 이렇게 비벼주고요. 이렇게 하고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줍니다. 이게 좋은 게 트리트먼트인데 안 씻어도 되는 거거든요. no wash type? 그래서 아침에 머리 감고 바르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완전 쫙 펴졌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고데기를 할 준비가 끝났고요. 고데기는 이 Vodana 40mm입니다. 머리를 일단 딱 정확하게 반으로 가른 다음에 왼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머리가 엄청 긴 기장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서부터 엄청 뽀글뽀글뽀글 말리면 은 엄청 머리가 커 보이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서 한 여기서부터 두 번 정도 말리는 자연스러운 그런 웨이브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정도 머리 기장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쭉 펴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발에 열감을 주는 건데 이 상태로 말아줘야 전체적으로 엄청 컬이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 다음 한 번 더 꾹 내려간 다음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줍니다. 한 여기 정도까지 말 거예요. 한 3초 정도 있다가 밑으로 쓱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이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한 번 이렇게 감싸주고 뒤로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다음 걸 잡아서 또 한 번 똑같이 해줍니다. 한번쓱 내려주고 끝에서부터 돌돌돌 말아주기 이 정도에서 멈추고 1, 2, 3초 뒤에 슥해주면 또 이렇게 말려요. 이게 원래 다른 고데기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말았다가 이쪽 방향으로 말았다가 조금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는데 저는 머리숱이 별로 많은 편이 아니고 모발도 엄청 가는 편이라서 한쪽으로 최대한 말아줘야 되게 풍성해 보이고 머리숱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향은 이렇게 내가 말려는 게 왼쪽이니까 왼쪽을 찌르듯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처음에만 약간 어렵지 하다 보면은 엄청 간단해서 5분이면 정말 머리가 끝납니다. 여기는 벌써 다 끝났어요.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 방향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이 방향으로 말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뭔가 헷갈리고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빼주시고 똑같이 이 쪽으로 넣어서 끝에서부터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번 쭉 펴주고 이렇게 말아주고 쓱 빼는 식 양쪽을 한번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런 쪽에 볼륨이 좀 덜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만 한 번 넣어서 중간에서부터 말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끝쪽은 잘 말렸는데 여기가 잘 안 됐죠? 이렇게 넣어서 이번에는 끝에서 마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아주시고 슥 그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웨이브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아주세요. 온도는 저는 한 180에서 200도 정도로 사용하는데 이러면은 머리에 열 손상이 갈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것도 발라주고 미스트도 뿌려주고 엄청 코팅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상하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에센스, 트리트먼트 이런 거를 듬뿍듬뿍 발라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쪽은 이 정도면 딱 제가 원하는 정도로 말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뒷머리는 끝났습니다. 한번 쓱쓱 빗어주시면 이렇게 해주면 끝! 엄청 굵게 말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서 daily로 하기 진짜 좋은 요즘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머리입니다. 이제 이 앞머리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슬슬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귀에 걸기가 약간 애매한 길이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넘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머리는 이렇게 앞머리용 고데기 엄청 얇은 거이거를 씁니다. 가르마를 일단 본인이 원하시는 가르마로 타주신 다음에 사실 저는 거의 5대5로 타는 편이긴 해요. 이 상태에서 한쪽 가르마를 이렇게 잡고 일단은 한번 말아줘요.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여기에 고데기를 넣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머리를 쥐어뜯듯이 이렇게 올려주고 길을 잘 터줍니다. 열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길을 잘 터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볼륨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웨이브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힐 때까지 계속 넘겨주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말아주고 제가 뜯듯이 계속 이렇게 이번에는 이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지워 뜯듯이 이런 식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거지존이 이렇게 S자로 넘어가는 곡선이 생겼죠? 이 앞머리 뽕이 조금 덜하다 싶으신 분은 여기에 드라이기로 열감을 이렇게 살짝 주면 여기에 이렇게 앞머리 볼륨감이 여기 뽕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런 스프레이로 여기 뿌리 쪽에만 살짝 이렇게 스프레이까지 뿌려주면 여기 뽕이 정말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도 넘어가고 귀에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게 정말 쉽고 아침에 급할 때 5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그럼 저는 출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